when you're not here The sun don't shine when you're not near I don't feel like I do when you're with me It felt like suddenly Our souls collided, hearts entwined When I decided to make you mine I'm never going 요즘 빠진 콩스프에다가 요 버섯들 넣어서 또 버섯 콩스프 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좀 큰 버섯들만 좀 잘라줄게요. 요거는 채싹보리 가루인데 오늘은 이것도 한번 넣어보려고요. 전에 강황가루로 했을 때도 색깔이 예뻤는데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네요. 뿌려서 마무리해볼게요. 새싹 보리가루 넣고 버섯 넣고 만든 버섯 콩스프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빠진 버섯 콩스프 만들었는데 오늘은 채색 보리가루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일단 엄청 신선한 향이 나는데 콩물만 따로 파는 집에서 사와가지고 아주 맛이 기대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척보리가루 넣고 만들어서 혹시 쓸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쓴맛은 나지 않고 향긋한 향만 나면서 기본적인 맛은 콩맛이에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 버섯 콩스프에 버섯 종류 아무거나 넣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모기버섯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식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콩스프 만들 때마다 모기버섯 넣고 먹는 편이에요.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거 부어서 비건 레시피로 만들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푸딩은 그루빙이라는 빵집의 초코 푸딩이에요. 그루빙은 부산에 있는 디저트 가게고요. 여기는 푸딩 종류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푸딩이랑 crumble 종류? 그렇게 두 개가 가장 유명한 것 같고요. 그 초코 푸딩은 초코 크림에 어,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초코볼이랑 크럼블 이렇게 되어 있는 푸딩입니다. 이 초코 크럼블이 엄청 커요. 이 크럼블은 과자보다는 초코 쿠키 같은 생각보다 꾸덕한 식감이라 맛있는데요. 크림은 엄청 꾸덕한 편은 아니고 좀 부드러운 편? 근데 또 그렇게 묽지는 않아서 이 정도 크림이 딱 적당해요. 근데 확실히 초코라서 그런지 당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거는 초코볼이에요. 초코볼도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커다래서 씹는 맛이 있어요. 오징어랑 요 다시마 삶은 거 넣고 오징어 다시마 볶음밥 만들어서 간단히 먹어볼 거예요. 오징어도 잘려져 있기는 한데 볶음밥에 들어가려면 좀 더 잘게 잘라야 돼서 요거 먼저 좀 잘라줄게요. 넣을 거예요. 어, 소스는 케찹이랑 고추장 이렇게 두 종류로 넣어볼 거예요. 고추장은 한 스푼 정도? 케찹은 두 스푼 정도 달달하게 넣어볼게요. 오징어는 지금쯤 넣어주면 너무 질겨지지 않고 괜찮아요. 뿌려서 끝내려고 했는데 애가 없네요. 오징어 다시마 볶음밥 완성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간단히 먹어볼게요. 그건 다시마랑 오징어 주재료로 해서 만든 매콤 달달한 그런 볶음밥이에요. 원래 고추장이랑 토마토 케찹 소스 들어갔으면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다시마를 단독으로 먹는 거는 좀 비린 맛이 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볶음밥에다 넣으니까 식감도 너무 좋고 비린맛이 매운맛 때문에 좀 중화돼서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도 막 그렇게 지금 질긴 상태가 아니어서 오징어랑도 엄청 잘 어울립니다. 생각보다 매콤해요. 이건 딴 얘기인데 지금 제가 나시를 입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밖에 날씨가 완전 가을이거든요 되게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집은 너무 더워가지고 겨울에도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을 겨울이더라도 안에서는 여름인 마냥 이런 <laughs>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닭가슴살 넣고 컵누들 로제 찜닭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컵누들 로제 맛이랑 닭가슴살이랑 양파 끝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요거는 해동시켜 줄게요. 닭가슴살도 먹기 좋게 잘라줄 거예요. 야채랑 닭가슴살 볶기 전에 요거 먼저 물 부어서 컵누들 먼저 불려줄게요. 스프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닭가슴살이랑 컵누들 로제 맛으로 만든 컵누들 로제 찜닭 완성됐습니다. 짠! 오늘의 저녁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로제 향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약간 매콤한 향도 나거든요? 요거를 처음 먹는 거여서 엄청 기대돼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컵누들 살면서 한 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원래 라면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컵누들은 너무 조금해가지고 사 먹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요리로 하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매콤해요. 토마토 소스보다는 좀 매콤한 고추장 소스? 그런 거에 약간 크림 소스 섞인 그런 맛이에요. 엄청 떡졌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그냥 컵누들만 드시기 좀 허전하다 싶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요리처럼 먹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닭가슴살은 코스트코에서 산 수지스 닭가슴살인데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되게 애용하고 있는 기본 닭가슴살이에요. 약간 간이 되어 있기는 한데 따로 간 하기 귀찮을 때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여기에 후추를 아까 넣어서 그런지 더 <laughs> 매워졌어요. 다음에는 후추를 생략해야겠어요. 생각보다 너무 매콤해가지고